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있던 우리의 어제에 도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끝없음 상처가 더 나니까 예넌 예, 예. yeah,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eah, 예, yeah.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른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과거로 두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던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планета